저는 가톨릭대학교 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성형외과 경력 20년차, 눈성형 담당 13년차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JK 성형외과 백혜원 원장입니다. 저는 주로 눈 성형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눈매 교정 수술, 각종 앞트임, 뒤트임을 포함한 트임 수술이라든지 상안검 성형술, 하안검 성형술, 눈밑 지방 재배치, 그 외에도 눈과 관련된 안티에이징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주어서 눈을 뜰 때마다 피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접히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눈을 뜰 때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안검하수 증상이 있을 때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근육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눈을 그냥 편하게 떴을 때 다소 좀 졸려 보인다든지 피곤해 보인다든지 검은 눈동자가 좀 가려져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일 거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눈을 뜰 때 본인도 모르게 이마를 들어 올려서 눈썹을 끌어올리면서 눈을 뜨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턱을 올리고 약간 아래를 향해서 바라본다든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嗯。 아무래도 관리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지 되는데 어, 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 2, 3일은 냉찜질로 더 이상 붓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 후로는 온찜질을 통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빨리 붓기가 흡수되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은 전신의 붓기를 빼주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눈매 교정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육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눈을 크게 크게 뜨는 거울을 보고서 눈을 이렇게 부릅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천장을 올려봤다가 아래로 내려봤다 이렇게 눈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